어, shit. 방송 중에 좀 반말은 삼가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제 방송 스타일 좀 바뀌었어요, 형님. 제가 그래서 형님들한테 형님이라 말씀드리거든요. 하지만 이제 좀 맞게 바꿨습니다. 바뀌었어요. 바, 뀌어가지고 이해해주세요. 아, 일단은, 일단은. 일단은 골룸이 있다는 거 증거 하나 더, 그치? 골룸이 있어, 골룸. 바에는군이 이거 만몇개 찍었나요? 어떤 거요? 어 정말 한길이형이하피언님 맞습니다 Crap, what now? 아, 형님 저 돌려내는 죄송해요 일단 제가 정신없을 때 들어가서 오셔가지고 이거 지금 5편까지 아 제가 4패 현재 4퍼 4패가 찍었어요. 현재 5퍼 5, 6, 7, 8 이렇게 갈 것 같아요. Emma, are you alright? I didn't think that I'd make it. You were screaming bloody murder. You look totally wrong. There was something. Where's that? Come sit down, sit down. Something's out there. 와 골룸 새끼 진짜. 일단 걱 일단 걱정합니다. Are you okay? Yeah, I'm fine. I don't feel anything. I just need to calm down. It was moving so damn fast. What? I just had to get away. Away from what? There, there was this this thing, whatever it was. M, M, you can relax. Josh was messing with us. You're not listening to me. 이윤리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혼란으로 합니다. M, can you tell us exactly what happened? I, I'm trying to tell 이게 자기가 선택한 걸 선택한 방향에 따라서 게임 흐름이 달라져요. And, and then there was 캠 축소해달라고요? These deer attacked us. They just came 잠만. right out of nowhere. You gotta be kidding. And one of them went for Matt. 한 번 한 번 더 줄여줄 거면은 I, I was walking down there in the mines and it was dark and I found this pile and 됐지 there was Beth's head. Wait, what? Beth's head. I- 꼬부리는 사람이 Oh my 많습니다. God. What the Are you fuck? serious? Yes, I'm 많이 줄였는데? serious. I think they fell down there. Oh, Jesus Christ. But the worst part is I don't think that Hannah died like from the fall, not right away. Wait, what? What do you mean? I don't know. I feel like she was down there like starving to 아, 일단 게임 자체가 가독튀가 너무 많아. 일단 자 요, 요소 이제 다섯 한네 가지 정도 나왔죠? 네 가지 누구냐면은 어. 첫 번째 일단은 조시가 연극한 거. 두 번째 태광이는 진짜 골룸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oh, 뭐지? 또 뭐지? <sighs> 광대 oh, 광대 광대 광대가 있다는 거 하나. 네 번째는 뭐지? 박사 박사는 모르겠어. Hey, Em? Whoa. What the fuck can that be? Josh. Jess? 눈매는 잘생기셨는데 입은 어째서 공기를아 저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공기를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이거는 좀 보호 좀, 보호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아, 시청자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아 토템 이 예. 손바닥 나가지고 죽는 거그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님 현재 기억하고 있습니다 벽을 조심해야 되는 거 당연히 목을 졸라서 죽일 수도 있어요 나오면 왔네 아 잠깐만 저 시체 아니야 저거? 그건 종종 요거 요거 근데 요거 요거 요거 아니 요거잖아 Let me have the pistol cause I mean you could take whoever it is through sheer good looks and muscle and all that Just I, I should have the pistol 밖에 누구야 저거 When you put it that way Not here Don't shoot yourself in the foot Funny You should get your own show Twist, hey, shoot him, freeze! 쏘지 쏘지 쏘지 마 일단 쏘지 일단 쏘지 마 쏘지 쏘지 마 쏘지 마 No, you can't. Oh, yes, yes, you can. 어, 쐈어, 쐈으면 큰일 났다, 쐈으면 큰일 났다. Down. Now, 쐈으면 한 명 잃을 뻔했어, 그치? go on, move. Let me say what I came to say. I'm here to tell you what you're up against being back on this mountain. You should never have 와. returned. 일단 써, 이 쏘면 안 돼요. 이게 쏘라고 할 때 쏘면 절대 안 돼. 오케이? 한판 뜰까요님 반갑습니다. You hold on to your horses. I don't take kindly to you kids coming up here to my mount. 방금 진짜 박사랑 얼굴이 비슷하다 진짜로. I'm sure the Washingtons will be very surprised to hear that. well, the mountain don't belong to me. It's true, but it don't belong to the Washingtons. This mountain belongs to the Wendigo. 와, 일단 진짜 되게 지금 스토리가 펑펑하고 괜찮네. 어. 자 갑시다. I'm only gonna tell you this once. It doesn't matter to me if you believe it or not. I got reasons I wanna get it off my chest. See? I told you. 컴퓨터도 해도 돼요? 아 저는 그 캡처보드, 캡처보드 하나 장만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캡처보드, 캡처보드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 캡처보드로 플스를 킨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에 캡처보드 지원이라서. Oh, 예. 거인이 맞습니다. somewhere safe. The basement might be okay. Okay, get down there now, all of you, and wait. What? Why? For how long? Until dawn. Guys, I ran off and left Josh when I heard screaming. 아, 그건 인정님 제시를 잃은 분노를 잃지 마, 맙시다 우리는 질주해야 돼요 Friend will already be dead. No. 근데 여기 하나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먼저 아, 아 궁금한 게 저는 이 사람 아직 못 믿겠어요 왜냐면 한쪽 눈에 상, 상처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은 이 산속에서 많이 살아봤다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총을 소저, 소개하는 소, 소, 소유, 소, 유하고 있는 것도 약간 좀 이상하고요 일부러 oh. 일부러 착한 척하다 나중에 다 죽이려는 거 아닐까? 그런 걸 수도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식인종의 아버지라든가 그치? 지금은 착한 척하도 나중에 다 배신하는 거 아니야? 다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삘이 그렇게,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은 그런 느낌이 와요. 한정 눈이 애꾸네. 데드캠프랑 또 약간, 약간 비슷해요, 이 게임이 지금. 데드캠프. 19세 영화인데 데드캠프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식인종이 산속에서, 산속에서 놀러온 친구들을 잡는 거. 그형님 맞습니다. 데드캠프랑 비슷해, 요 데드캠프랑. 데드캠프. 그 너무 잘해. 그, 그 영화 엄청 잘해가지고 보통 사람 보지, 보지 못해요. 왜냐면 관계 짓는 거하고 19세에 연관된 거 다 나오기 때문에. What? How do you know? Trust me, I know. Hey. Hey. 무사히 돌아와 하, 로맨틱합니다 이야 그렇죠 이런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스무싸잖아요 누가 봐요 영어 선생님 맞습니다 So, so tell me, you're the expert on these things. 자, let's go. Uh, what's uh, what, what, what's the guy got to know? You just be careful. You follow my lead. 뭐지? 아 여기 분위기가 왜 이러지? 근데? So, 나비효과 업데이트라는데? 아, 나비효과가 업데이트, 업데이트됐다는데 근접사건 사격이 있다는데? 근접사격 크리스가 애슐리를 쏘지 않음 아... 애슐리가 떠나는 크리스를 걱정함 한마디로 씨 소, 솔로 솔로들한테 염장질하는 거죠. 우린 사귀고 있다. 그러니까 애슐리를 보여줘라. 이거는 지금 게임 하는 사람한테 지금 전달하는 말은 같아요. 극현이 맞습니다. 이 나쁜 새끼들. 자 갑시다. 나중에 내가 죽여줄게. 갑시다. 연명질하죠 아반테님 반갑습니다. 아반테님. 개시기들이 진짜. 연장합니다. 솔로들은 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솔로들이요 일어납시다. 이거는 부정해야 됩니다 진짜. 말,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그거예요. 총도 못 쏘겠어. 자유 자유도가 좀 약간 쓰레기야 약간은. 자유도가 약간 없어. I mean, are they just crazy unpredictable? 약간은 Or, 없어 자유도가. I mean, can you figure out what they're gonna do? 네 키로 아 그래 컨트롤해서 가는 거네요. They adhere to some patterns, like any animal or human. 자, 천천히. You mean, like how? Like they've got schedules? Well, they only hunt at 답에 night. 천천히 반갑습니다. 미아요. Why? I didn't ask. Any 아니 네, 완전 이게 약간 미드 미드 미드 미드 공포? 미드 공포를 게임으로 한 거. 이슬증일 리아이요 반가워요. 그냥 미국 드라마를 공포로 만드는 그런 게임 같아.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 제가 미드에서 그거 자, 그거 많이 봐요. 셜록하고 그다음에 그 워킹 데드 시리즈. 워킹 데드 시리즈 난 다 봤다. 진짜. 어 재밌어. 좀비 물물 나도 옛날에 엄청 좋아했어. 치치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저는 플래시테이션 4예요 엑스박스잖아요 플스4는 일단 40만원대 돌리님 반갑습니다 유선아 귀여운님 반갑습니다 아 당신도 귀여워요 반가워요 역시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귀엽지 왜냐면 시청자 채팅 보는 맛으로 사는게 바로 BJ거든요 나는 인정 오케이 BJ 혼자 인정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채팅 보는 맛 은근히 재밌어요 채팅, 채팅도 재밌어야지 방송이 잘, 잘 되거든 그치? 게임하는데 안경 저 원래 시력은 좋아요. 시력은 성능이 좋아가지고 안경은 패션 안경 써요. 근데 하나 사야 돼. 왜냐면 좀 안 좋아. 너무 옛날 거라서. 땅까지 블랙이니 어서 와요. 자 갑시다. 아여름때들이제 자막을 못 봤잖아. 내장을 먹나? 괴물 새끼들 이 사냥하려고 온 것 같은데. 아, 그 골룸 새끼들 근처에 있다는 것 같아. 그치? 어, 내가 얘 컨트롤이야? Really? 아, 이런 허접한 새끼를 하... 자꾸, 자꾸, 아, 저, 저, 저 할아버지를 컨트롤 했으면 좋겠는데. 무기가 화염방서 이래서. 안 움직이고, 안, 안, 안, 안 움직이고 있어. 나 분명히 게임에서 안 움직이고 있다 그렇지 저거 갖고 움직임 뭐가 일어나더라 Run! Go! Now! Now! Holy shit! Oh my shit! Back! God damn! We're right out in the open. Gotta get out of here!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shit! 죄송해요, 당신을 의심할... 당신을 의심한 제가 잘못한 어, 죄송합니다 그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당신을 의심해서 꺼져 이 새끼 죄송합니다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야, 어. 나 착한 착한 착한 할아버지였어 갑자기 내 진짜 어. <laughs> 재밌는데 이거? 아! 진짜 아저 이렇게 쓰러지는 게 웃기지 웃기지 갑자기? 아우 너무하대 뭐 <laughs> 왜 이렇게 웃기지 근데? 영원히 맞습니다 오씨 뭐야 어떻게 어떡하라 그렇지 oh, 아. up what happened. 동고씨 어서 와요. 반가워요. 와 shit. 아 불쌍하다. 이 새끼도 불쌍하다 근데. 친구라는 걸 못 느끼고 혼자 사는 새끼. 골룸 골룸이죠? 골룸 골룸이 한 단계 지나면 저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골룸이 한 단계 지나면 저렇게 됩니다. Oh 아 괜찮아. 나 오늘 공개했어. 근데 마, 마스크 써서 괜찮아. Understatement of the night. Chris, where's the flamethrower guy? Uh, yeah. 일단 소름 끼쳐요. You 확실히. didn't make it? No. What happened? 야, 뭐 배는 죽여줘요. 진짜. Tore him apart. Right in front of me. 장수 이상훈이 맞습니다. 일단 이 게임의 장점, 여러분들 장점. 여성들의 몸매가 죽여준, 죽여준다는 거예요. 정말 여성분들 하세요. 이건 다 인정하지? 남성분들 다 인정합니까? 이게 진짜로? 이건 인정해줘야지, 그치? 아, 이게 삿대지는 거지, 그치? 진짜로, 그치? Right here 좋아요. until 오면 다 dawn. 인정입니다. At least we're safe down 오케이. here. Oh, yeah? All wrapped up like a little present with a bow 그렇지 on 그렇지 top. 그렇지 That thing to tear 그거야 us apart on 그거 때문에 Christmas morning? 남성분들이 하기에 For 좋은 us, 게임입니다 In the morning. 가자고 You don't sound so sure. That is what'll happen, right, Em? Yeah, I, I, I mean. 야 쫄쫄함 하는데 right? 괜찮아요 역시 You can wait. 다이어트 용과지 I'm leaving. Mike, there's no key for the 자 key 모든 건 저의 멘트라는 거 Josh, he's gotta have it. Josh? One of his dirty little tricks. Great. Great. If that fucking thing got a hold of Josh, then We're shit out of luck. I don't know, Mike. It's possible. What's possible? It may have. 야쟤 머리 묶는 제시가 제시를 봤는데? What? 얘 누구야? 얘 방금 샤워하던 걔, 걔 아니야? 샤워 전에? 이분 샤워 전에 아니야 이분? 이분? h u 아 샘이구나 저렇게 예뻐졌어? 머리 한번 묶었다고? 머리 묶어서 예뻐졌는 여성분도 있네 아 유튜브 예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한 것도 다 올렸어요 형님 So that old guy's bag. Is that a map? <gasps> That guy was prepared for anything. <laughs> Not quite. What is this place? HD 화질이죠? Oh my god. 개꿀? Wait, wait, wait. What is that? I was down there. It was horrible. You were? Some of them survived, but like 15 of them didn't make it. There was this reporter, and I think he figured out there'd been some like big cover-up going on. I found these plans. 후덜덜덜. They knew the mine was a death trap, but they let the miners keep working anyway. Michael, 치킨 I'd 어서 like 와요. to maybe 반가워요. focus on how we're gonna get the fuck out of here, please. I'm just saying, it's weird how much crazy shit's gone on up here. What's weird is that there's a tunnel leading from the lodge to the sanatorium, see? That's how I got back here. I saw this when I was down there. 저 That's 지도가 하나 the place. 있는데 괴물이 사는 곳. 근데 여기 괴물이 주하고 정신병원에도 난리 났네. 무슨 Um, 야, what? 산이 참 Huh? 쓰레기 산인데요. What is that? Ash. 저런 게 바로 저런 산을 그냥 일으키줘야 돼. 잡종산. It's, it's nothing. it just it, it bit me and Bit you? What 무슨 저런 게 bit you? 산입니까? 어 뭐야 뭐야. the Wendigo. What? It's nothing, really. It's not a big deal. You okay? Shit. It doesn't hurt anymore, really. It's it's not that bad. M. if that thing bit you, I I know what you're thinking, and I'm fine. are you? Yes. Emily, at least let us check it out. 뭐 바이러스가 퍼져 이게? Emily. 설마? If the Wendigo bit you, you could turn into one of those things. Oh, that's ridiculous. He said it was from eating each other. Remember, he said that. W- Is that how it works? Yes, it happens if it bit you. 좀비분이네. you're gonna turn 좀비가 into 있나 봐. one, and then you're gonna turn on 아, us. Oh my 어머님 God, 리아예요. oh my 반갑습니다. God, Oh my 리아예요. God. You can't be down here with us. 아 내가 그 박사님한테 좀비를 선택해서 그 바이러스에 퍼진거 아닐까? 난 그런 느낌 들거든 아반데님 반갑습니다 수중과 즐겨줄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남이 효과가 나오면은 뭔 일이 한 번 터져요 음 그치 I am letting you do this voluntarily. Oh no, <laughs> you're just making 조용하던 yourself feel 친구분들이 better 한 about 명씩 죽어가. sending me to my death since you know there's a Wendigo out 앞길을 there ready to 예고해줘라. rip me to pieces. 거인님 like it did 반갑습니다. with- Okay, oh my God, will you just go? Go, get out of here. 자, 렛츠고. Well, okay. 오, Whoa, whoa, whoa. Mike? 또라 새끼야, calm 지금. You're you're gonna shoot me? Like me? This is the safe room, M. <laughs> Please, It is not safe. 아, as 여자랑 long as 쏘지 you're in it. 마세요. 여자랑 쏘지 Not for 마세요. Don't do it! 야 영종이야 이거 어 그러지마 그러지마 안써 안써 안써 안써 전 안쏩니다 그렇지 그렇지 남자지? 나 남자지? 여성분들 봤냐? 아 남자입니다 자 돔도로 돔돈이 맞습니다 죽이면 안됩니다 죽이면 안 돼 제가 놔두자 단 Keep an eye on her. 아니 약간 약간 드라마 같이 흘러가지 않냐? 아니 뭔가 드라마틱하게 흘러가 여기가 지금 <laughs> 고원이 맞습니다. 완전 드라마야 완전 드라마. 아니 드라마는 영화 영화처럼 흘러가 영화처럼. 아 불쌍하네 저 성분 물려가지고 하필이면 그렇지? 아 이제 워킹데드 시리즈 보는 것 같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 나는데 약간은 그래 그래 I thought that that he was gonna help us with the flamethrower dude Now we don't have a chance No guys it just means we've got to be tough we've got to do this on our own 일단 애슐리 오래된 호텔에 있습니다 이제 4시 51분 있나요? 시간이 뭐하러 필요하지? 아 이거구나 자 증거 발견 시기입니다. 감히 웬디고를 사냥하 자를 만지게 한다. 아니 이걸 났는데 왜 넘기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넘기네 감히 웬디고를 사냥하 자는 만지가한다 그리고 그들은 통제한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이 말 명심해라 아니면 죽음을 맞을 테니 그리고 내 죽음이 끝이 아닐 것이다 웬디고는 통, 꼭 통제해야 한다 웬디고는 시그널로부터 시작한다 먹을 것을 찾지 못해 절박한 사람이 얼어붙은 산속에 갇혀있을 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웬디고의 정신이 그를 사로잡는다 한마디로 따로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넘겨보자 자 역사가 있습니다 이 웬디고에 대한 역사 이 산속에 거주했던 부족이었다 부족이었다 바로 크리스족이다 아 그들의 주술사들은 거대한 생명체에 대한 얘기를 전한다 얼음 속에 서 태어난 존재 한마디로 이게 옛날에 있던 부족민들이 이 산속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진화한 것 같아요 진화 사람이 사람인데 골룸민처럼 변태. 골룸도 원래 사람이었잖아, 그치? 반지제왕 시리즈를 보면은 고, 골룸도 원래 마이 파이저스 하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근데 이 반지 하나 때문에, 반지 하나 때문에 병신, 완전 변해버린 거죠, 그쵸? 그런 이야기. 그걸로 뺏긴 것 같아요, 그쵸? 이 게임은. 그래서 진화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어, 그런 데인 것 같아, 그치? 어, 완벽해. 완벽한 줄이었어. 웬디고의 눈은 변하였다. 더욱 이래져 더욱 흐려졌다. 웬디고는 움직임을 감지한다. 녀석 그렇지 아까 아까도 그렇죠 얘네가 열감지랍니다 봤죠 봤죠 분명 열감지했어 그치 골룸들 골룸들이 숲속에서 열감지했어 여태까지 열감지했던 거는 다 뭐지 웬디고 웬디고였어 그치 일단 웬디고는 그겁니다 열감자는 골룸 뭐야 이거 물린상황 일단 물린상황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 Oh no no no What? no no. What is it? What does it say? 음 그래 넌 괜찮을 거야 It says that the bites. It, if it bites you, it's not infectious. It doesn't do anything. Let me see uh, that. I'm sorry, what did you say? Um, says she'll be okay. It says what? 원래 물리 물리면 감염이 감염이 감염이 된다고 써 있는 것 같아. He didn't shoot you. And this bitch almost let him. Hey, that's not fair. She was scared. I'm the one who's scared. I'm sorry. 원래는 변하는데 일부러 변하지 않다고 이제 안심을 해줬거든요. There's no excuse. There's no excuse, Emily. He's just t r y to understand. Understand the palm of my hand, bitch. 오 oh, 씨. 어 진짜 아프겠다. 야, 남자보다 더 세게 때리는데? 물키이 받았습니다. 어, 내뺨 진짜 아프겠다. 아, 트, 소리만 들어도 너무 아프다. 그냥 가버리네. 뭐죠? 일단 오므룡일 이야기 봤습니다. Oh, 아또 이 새끼 만났네요. 당신의 선택으로 인해 사람들이 내 조시 내 조, 조슈아래. 아 내가 봐도 아프, 아픈 아픈 땀고여서 TV 방입니다 이 맞습니다. 내가 봐도 땀, 땀이 아프게 보여서 내내 아, 내 뺨이 근지르더라고. 그래서 뺨을 만졌습니다. Remember last year? Huh? How you left your poor sisters to die? You did nothing to help. 나 주인공인데? Paralyzed by your 나는 own 뭐야 그럼 누구야 self-centered fear, while a real threat was closing in. Now it's all about you, Josh. It's always all about you. 아예 형님 그러세요 그러세요 예 Your game has gone terribly wrong. 야 설마 길거리 내가 다 죽인 거 아니겠지? 내가 이 어. 모든 걸 자작하고 그니까네 게임에서 네가 컨트롤했으니까 네가 모든 걸 자작하고 네가 모든 걸 다 했다 그거 아닌가? 시신님 맞습니다 어? 아 예감이 안 좋다 지가 다 해놓고 모든 일을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야? j o s why did you hurt them? 그들이 날 다치게 해줘 Well, they didn't hurt you, Joshua. Not intentionally. They made a stupid mistake, and a terrible tragedy befell your sisters. They did not intend for that to happen. It just did. 저 박사는 왜 있는 거지? And they were sorry at least until you subjected them to your night of horrific torture. 그냥 게임을 보냈어요 Just a game. But it was a game that has driven you to one of your own deepest fears, Joshua. You're now facing something worse than death itself. 자 지금 보신 분들 지난 얘기 한번 보시면 이제 예, 내용이 좀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갑시다 지난 얘기 때 캠 다시 끌게 Oh my god, guys, thank God. God! 기세 시작하는 So 시간. long. It's not so good up there right now. Uh, he's gone. We're too late. Shh, quiet. Uh, yeah, he, uh... Wait, don't move. What are you looking for? Another way out. Mike, there's no key for the cable car. Josh. He's gotta have it. And what is all that? It may have 어머니 taken him 리아예요? down to the mine. Um, what is 아 저기서 잠시 물렸구나 This 대가리를 is the safe 목을. Fuck, I can't do this. 야, 진짜 영화 드라마틱하게 만들었잖아요. 제 지금 스토리를. Keep an eye on her. I'll be back soon. 자 일단 9단계 업보입니다. 야 오늘 잘하면 엔딩 보겠는데? 잘하면은? 아, 예, 아, 예, 아, 예. 잘하면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닫고요. 뭔일 이러는 건가? 아까 그 골룸은 안 죽었지 그치? 문제는 골룸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조심히 가야 돼 여기 정신병원 아니야 그치? 정신병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정신병원인데 여기 그치? 흑경이 어서세요 몇 단계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 이미 들어가요 유튜브 나머지 보시면 돼요,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되고. 자, 들어가시면 나중에 유튜브로 제가 올려드리니까 보시면 돼요. 그때. 네. 여기 무서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어머, 어머. 어, 잠깐, 잠깐, 일시적인 렉이었어요, 여러분들. 일시적인 렉인 것 같아요. 공인님 반갑습니다. Holy s h i 자 들어갑시다. 이길 리아요. 뭐 아무것도 없고요. 어, 뭐, 뭐, 안 들어가죠. 뭐, 아까 자료, 어, 뭐지? 지도 갈까, 이거? 봤던 건데? 아, 얘 처음 보나? 아닌데? 얘 봤, 얘 봤던 거야, 봤던 거. 보고 나서 그, 아, 그 정신병자 온다면? 헤칼림 반갑습니다. 오메, 어. 어, 증거가 있으니까 날 여기다 불러들였겠죠? 어, 여기 있네요. 잠겨있어, 잠겨있어, 잠겨있어. 슈터 슈터 낯이 없다고요 이, 이 게임이? 헐 뭐, 뭐하는 산이야? 뭐올라고 저기 2층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RPG 게임이 아니고 스토, 스토리 공포 호러물입니다 약간 액션물도 약간 껴져 있고요 공포 액션 호러물 사이다 보니까 트름 나올라 그래 좀 많이 씁니다 어. 나 몇 퍼센트까지 온 건지 모르겠다 어 이거 뭐지 막혀져 있는데 아 <coughs> 반가워 캔방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죠? 권총 있습니다. 개이득이죠? 들고 I just need a pitchfork and a mob.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스크래치. 게임 히트 좋은 점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기능이 신기하죠? 뭐지? 했잖아 했잖아. 이렇게 하라고. 아 오케이. 반대쪽으로 하네. 와 총알 겁나 많아 이글님 맞습니다 아, Good enough. 오케이 굿자 총알 다 챙겨 얘 총알 다 챙겨야지 아 바본가 진짜 와 아, 총알 다 챙겨야지 몇 개가 되겠나 그게? 자 갑시다 제가 쓸 수 있고 뭐 그런 게임은 아닌 거고요 액션물의 그 그쵸 화살표에 나왔죠 화살표 나오는데 그걸 이제 제가 그 조준해서 써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지? 되나 같으면 달아, 다지, 그러 무기, 무기 때문에 다, 다는 아니라도 적당히 하겠지. 이 게임 때는 5만원대 합니다. 49,800원 정도? 예,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 뭐 있, 나 아까 여기 제가 안 봤거든요. 지금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가시면 팔아요. 음. 그런 데서 팔아요 전타이틀에 사는 사람이라서 어? 단서 있다 단서 있다 단서, 단서 있어 단서 있어 나왔다 나왔다 그분이 나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토템에 의해서 앞으로 제가 제가 갈 방향하고 위험 위험하고 행운이 나와요 자 갑시다 야 토템이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거? 잠깐만 근데 토템 보면은 부정민들이 많이 쓰지 않냐? 저런 게 딱 그 뭔지 원시 부족들이 많이 썼, 던거 아닐까? 그게 왜 여기 있을까? 그치? 원시 부족하고 일단 연관이 커요 그치? 원시 부족이 지나가서 이제 골룸이 되고 그쵸? 맞아 야 이거 자기 자신이잖아 내가 불타서 죽는다는 건데? 에이 뭐 이런 경우다 있어 내가 불타 죽는다는데? 이 사람이 불타 죽는다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득점이야 천천히 아 내가 죽음 내가 죽는다는 건데 이거? 불쾌한데 많이? 여기 갈 필요 없 여기 갈 필요 없고 반대쪽으로 하자 네,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려줘야지 Excited. 그래 나가는 길 이쪽 나가는 길이 이쪽인데 정작 정작 길은 막혀있네요 쉬어 불거놓고 하고 있잖아 그치? 미쳐요 진짜 죽어요 세상에 노래소리 점점 커진다 지하 갈수록 무서운 거야 이거 이게 엄청 무서워요 와 아, shit. 컴퓨터 버전은 없어요 근데 플스4만 있습니다 이건 컴퓨터랑은 아닌데? 게임했는데 <laughs> 캡처보드로 하는 건데 컴퓨터는 못해요 컴퓨터 PC 버전은 없어요 이 게임은 PC 버전은 없고요 아직 안티다는 뭐든지 컴퓨터 PC 버전 나오기 전에 그 게임 비명보다 BJ 비... <laughs> 잠깐만 아 놀랐네 네, 문 열자 어 뭐, 문, 문을 왜, 왜문 열지? 뭐지? 아니 문 열라고 문 열라고 저기요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쫄, 쫄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형님이 아까 나갔다 들어셔서 매니저 임명했는데 다시 드릴게요 아, 얘를 왜 못가 아니 아니 못가는게 왜 만들었지? 야! 들어가라고! 에이씨 안돼 안돼 저쪽 길이 하나 더 있는데 아,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모르겠네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아 어디로 가는 거지? 뭐뭐 무준님 맞습니다 이트 이트 올라가야 되나? 아니 뭐 아, 단서가 없는데 단서가? 아, 아까 특정 봤던 데서 나온 거예요? 거기 어디죠? 가봅시다 한번 나비옥크 한번 볼게요 잠만 여기 말고 이건가? 코템 어떻게 보지? 큰일 났다 분명 일러 보면 나왔는데 あめよう 아, 이게 남이어가도 거의 다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근접사격 말고 하나 더 누르려고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마이크는 20만원짜리 20, 24만원 정도예요 24만원 마이크가 유흥, 유황소에서 발견됐다는데? 저기 어디있지 어, 어딘데지? 유황소가 어딨는거지? 어딘데지? 유황소 길이 어딨지? 여긴 아닐거고 그치? 어 정말 힘드네 저희 있는 장소가 어딨는지를 모르 일단 둘러봅시다 한대 목표요? 유영소를 통과해 조시와 케이브카 열쇠 사세요 오케이 근데 유영소를 통과해서 조시와 케이브카 그 어쩌저쩌 하네요 근데 이거 뛸 수가 없어 참 답답한게 잠깐만 뛸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답답해 뛰게 뭐, 못 뛰게 만들어놨어요 게임을 보통 거의 이제 이거 며칠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시간이면 나는 거의 다 왔네 이제 많이 왔습니다 포물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여기 못 들어가게 돼 있어 지금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어가지고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 자 일로 가봅시다 여기 뭔가 있을, 있을 것 같은데 단서가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여기 문 열이 이게 왜 문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길 자체가 그거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아 슈팅 감사합니다 일단은 나오고 8분이 많습니다 일단 여기 확실히 길이 아니란 거 이렇게 되면 여기는 확실히 길이 아니란 거죠 난닝기님 맞습니다 아 이쪽은 뭐지? 이쪽 한 번 남았지 길 없어 길 없어 열쇠 저기 있나? 또 열쇠인가 혹시? 아니 열쇠 따위 없어 와 <laughs> 길을 모르겠어 길을 아바든 리아에 반갑습니다 여러분 12시적인 추천과 즐겨주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가볍게 터치 한번 터치 한 번씩 한번 눌러서 이렇게 딱 터치 한 번씩 아 미치겠네 다시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여기 뭐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머 아 모벨로 오세요 고마워요 일단, 일단은 나가자 한번 문 열고 나가면 될 것 같아 나가 나가 나가도 될 것 같아 못 나가나? 아 뭐지? 뭐 어쩌자는 거지? 이 게임 의도하는 게 뭘까요? 저기 어, 문, 문 열게 돼있고 아두 개 있네 문이 이 문은 못 열고 어 뭐야 와참 아, 애초에 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딱보니가 여기야 그냥 길은 여기야 이윤이 맞습니다 Hello 자 가만히 있게 하면 됩니다 Have you seen me again, huh? Hey I was hoping I'd run into you again 아 쏘면 안 되고 그냥 그냥 말리면 돼 말리면 돼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착하네 착하네 그렇지 Alright, pal Come with me. 음, 착한 착한 애예요, 착한 애예요. Here's the plan. I happen to see a map of this place, so we're not flying blind. There should be a way through the psychiatric wing that'll take us right outside the mine. 말도 안 되는. 야, 가, 어떻게 늑대 알아도 저걸? Couldn't have said it better myself. 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고? 늑대가? 말이 됩니까? 저거? 나 저거 키우고 싶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대대 어이가 아니고 아이 오케이 닌게 하나 아이 아이 사핀이 반가워요 오 깜짝이야 오키도키 오키도키 오키도키래 할머니 어서와요 반가워 아씨 웃기네 마스크 좀 내려보시는 건 어, 처음 맞은 짓이에요 자 마스크는 생명이에요 이상진님 맞습니다 소린이 맞아요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일단 내려봅시다 엄마? 어. 아, 6개 감사합니다, 소리님. 고마워요.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어. 뭐, 아, 아, 나뭐 들어가려고, 이거? 아, 땡기라고? 땡겨줄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늑대 같은 사람 말을 왜 이렇게 잘하는 엄청 잘하는데 신기하네 늑대가 사람 말 듣고 지금 움직이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신기해요 말 잘 들어 역시 내 애완, 애완견이에요 뭐지? 아 들어갔군 이 들어갔군 이 지하실로 또 지하야 또 지하 아, 또 지하야 또 지하 맨날 지하야 맨날 와 미쳤다 이거 진짜 또 지하입니다 또 지하 언제나 지하 무슨 지하사랑 언딜전이에요 진짜 와 우리 강아지 짖잖아요 왜 또 지하야 왈왈 그래서 돼지 강아지 짖으면 되지 뭐지? 떠보자 도고의사 닥터 WB 캐스트 카트 펼쳐보고 환자들은 5일 전에 블랙우드의 의료수의 시설에 입원했어요. 당시에 우린 생리학 및 심, 심리학 양면에서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다 합니다. 뭐 이런 걸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제 시청자들이 아 그냥 skip하면 안 돼요 반응이 나오겠죠 그죠? 나는 all skip합니다 오케이 갑시다. 중요한 내용은 바로 관련 유혹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자고 그치? 여러,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제가 놀라는 거니까 wow 퍼킹 쉣 아, son of a bitch. 아, 야, 얘네 좀 불쌍하다, 좀. 그치? 밑에 친구가 죽었어, 그치? 많이 불쌍하네. 어, 이걸 봐야 되나? Fuck, man. This is truly 음. disgusting. 아, 보지 말자, 이거. 오. 쳐다온다 진짜로 게임이라지만 좀 이게 그 극혐이다 왜냐면 내가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갑시다 잘생겼다고 고마워 사피 고맙다 야야야 저거 골룸 아니야 진짜? 큰일났네 야 방금 올라다 봤어요 올라갔던거? 올라왔다 분명히 골룸이었어 그치? 야 오늘 4천개 방송인데 나중에 4천개 안하면 여러분 화질 딸려가지고 나한테 뭐라 할텐데 화질 딸린다고 뭐라 할 것 같은데 괜찮, 괜찮겠지 뭐 그치? 지금 현재 4천게임 프리미엄 방송이라서 화질은 그냥 초특급일 거예요 일단 가자 흘러가자 그림자 소름 real 소름 근데 그림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가 정신병원인 것 같은데 아씨 부종민 지나는 가 사람이 왔어요 지금 야, 저 이름 뭐라 했죠 형님들? 이름, 이름 기억 안 나네 아내 내 그림자가 대, 더 소름 돋네 개그같지 이렇게 자 웬디고 맞다 웬디고 웬디고 자 골룸이 웬디고예요 이름이 여기 들어가라고? 아니 나 혼자 들어가래 아. 어. 이윤이 막습니다 h o w 아, 쟤야 돼, 쟤야 돼. 직진 직진 직진 남자는 직진 아 직진 하라고 아니 무 직진 직진 직진 아니 직진 눌렀는데? 어이가 없네 찢었다 찢었다 나 이거를 잡으고 아 찢었다 찢었다 아, 또나한명 이렇게 생겼다 또아 큰일났다 이거 또 한 명 이렇게 생겼다 이미 들켰잖아 아씨 들켰는데 모른 척하는 것 같은데 아나 안... 그렇지 늑대 가시예요 진짜로 와 리얼리 와 와. 와. 와, 소름 끼쳐, 진짜로. 아, 여러분들 여성분들 하면 이거 끝나, 그냥, 그냥, 가, 어, 그냥 아, 이거 그냥, 어, 뭐라 해야 되지? 기절합니다, 진짜로. 자. 갑시다, 갑시다. 계속 갑시다. 아. 그냥 이게 책상에 놔야겠네 이거를 초콜릿 다시 아, 아 초콜릿은 달달한데 자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일까? 그렇지? 제목 뭐? 어 몇말이야 이거? 몇말이야 이게? 와. 아니 몇, 몇 마리야 이게 지금? 똥쿠스님 아세요? 똥쿠스님 반가요 엑스. 그래서 뮤 잠깐 집중할게요 Fuck yeah. That's how shit. 여러분들 사운드 별로 크게 안 들리잖아요 저는 졸라 크게 들려요 여러분들 진짜로 전 full sound라서 진짜 갑이에요 갑 조금만 거라도 엄청 크게 들려요 저는 펴자 엑스 아 설마 이거 자, 그 장면인데 내가 죽는다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 뭐 늑대 아 늑대 희생했나 설마? 늑대 은근히 귀엽.. 야 늑, 늑대 처음에 무서웠는데 귀여웠는데 이게 게임이 선택 방향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지금 못본 못 장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아마 저랑 다르, 다르게 선택하셨던 거예요 저 좀 게임이 재밌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아 이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천천히 아 어디로 가는 거지? 아 여기 엘렌조 아 되게 무섭고 재미있고 스릴러 있네 아 너무 이렇게 많이 무섭진 않은데 아 솔직히 많이 무섭긴 한데 아 스릴 스릴 스릴 <laughs> 스릴러니까 재밌어요 한기대는요아 그쵸 지금 많이 쫄리죠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 갑자기야 빨리 타줘 타줘 아까 초반 은근히 많이 챙긴 것 같아요 hey, b u 아 귀여워 왜 강아지 같지 왜 이렇게? 야, 왜 이렇게 귀엽냐 쟤? 아 슬프다 자 일단, 일단 오, all clear. 와 일단은 눈꼬이가 추천하는 공포게임 일단 1위는 Outlast 1위는 Outlast Outlast는 사양도 그렇고 따라잡을 건 없을 것 같아 일단 아울라즈는 진짜 무서워 2위 갑툭튀 갑툭튀 언딜던 지금 하는 게임 와 미쳤네 어손을 땀나 지금 지, 진짜 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 땀나고 있어 땀나고 있어 손 보면 땀나고 있어 아 땀이 안 보이네 아니 갑자기 부금 왜 이렇게 웅장해 Come on guys hurry up we gotta find Mike come on Hey. I'm, I'm, I'm kind of giving out here, guys. Um, I think maybe you should go on without me. 자, 애슐리 유황수, 유황수로 이어진 터미럼이네요. 우린 널 버리지 않아. No, Chris, we're not. 그렇지. We're sticking together. 그렇지. 버틸 수 있을 거야. 나 꿈에서 걔는 나올 것 같아. 좀비 나올 것 같아. 아, 꿈에서 골로 나올 것 같아요. 플러스입니다. 어, 뭐지? 아, 나 움직이라고? 항상 헷갈려 꿈에서 골로 날것 같아요 자고 있는데 골룸이 밑에서 막, 밑에서 막 기어 올라오면서 막 가위 눌릴 것 같아 휠이 안 좋아 어, 위에서 보고 있다는 것 같은데 야 천장 위에 누가 있, 있으니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 아닐까? 2 4님 맞습니다 구해조님 맞습니다 근데 위에 천차가 왜 계속 보여주지 이거를? 난 불길한데 지금 이게 참 이 게임 좋은 점이 스포해도 좀 다른게 이거 따로 하신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럼 그, 그분들은 저랑 좀 의견이 좀 달라서 이제 갈라질 거예요 그런 방향 흐름대 로 그, 그런 방, 방향의 흐름대로 이제 가는 게 이 게임이거든요 그 자기 선택과 질문에 따라서 이제 게임이 바뀌어버려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좀 볼만하죠 다른 사람도 나는 이런 질문했는데 저 사람이 저런 질문하는 거 그렇지? 스토리가 달라져, 그렇지? Shit. Mike must have locked it behind him. Crap. There's gotta be another way in. 좋아, 좋아요. <coughs> Wait. Hey, what about this? I mean, should should we try it? Well, it's not like we got a whole lot of choices here. 다른 R2 오케이 오픈 셔터 4 야 여자가 다 하네 남자 뭐 하는 거야? 이현우 닮았다고요? is 연우가 누군지 몰라. 제가 연예인에 관심 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아는 건 하정우? 하정우나 송중기송중기 진짜 아 뭐냐. 그리고 여, 여자 중에서는 박보영 최고 박보영이 최고예요 죄송해요 자 갑시다 뭐지? 이거 한명 다치나? Chris, I know you're hurt, but you gotta move it, alright? I'm trying, Ash. 누락주의 나가는데 누가 다치나? 남자 다쳤나 왜 그러지? 뒤에서 누가 끌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꿀잼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Hey, um, hey we should close this, right? Huh? I mean, what if something's following us? Yes, fine, close it, but we gotta keep moving Can you just catch up, please? 자나 혹시 묻히진 않죠? Yeah. 캠 때문에, 그치? 일단 닫고 이거 뭐뭐 뭐? 오케이 약간 물리네 아니었나? 아 근데 왜 이렇게 먼저 가 친구들은 무섭게 같이 가자 좀 야 친구들 어디 간 거야? 개 빠른데? 걷는 거? 뭐야 얘네? 아니, 무슨 우사인 볼트급이에요? 다치, 다친 애들 그렇고 왜 이렇게 빨라? 갑 무슨 소리야 이거